다시 공을 아, 돌받는 이게 태우 가르페. 선수가 쓰러져 있어서 네. 자, 자, 이거 뒷공간으로 요 다시 받았어요. 그대로 뒤로. 이준희 이준희 좌 흔들면서 골라인 근데 오늘 이준희 선수가 괜찮네요. 아 예. 자, 아, 지금 송진규 아, 선수 빨리 앞으로 보낸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미드필더를 거쳐가면서 좀 상대 수비수들이 좀 혼란스럽도록 다양한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스나위 자 멈춰 세우면서 뒤쪽에 아아르테에게어 좋아요. 자 넘겨줬어요. 아스나위 반대쪽 봅니다. 오른발로 크로스. 아, 길게 하지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준희가 올려줬습니다. 헤더. 그렇게서 가운데쪽 자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치고 나갈 때 돌려넘 두아르테 자 어느새 왼쪽에서 어, 왼쪽으로 공을 내려줬고요 공간을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준이 반대쪽 보면서 한번 접어냅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정우영 세컨볼 세컨볼 조팅의 슛이 버렸습니다 넘겨졌고 떨어진 공을 잡고 돌아 나오는 나성은 나선이 오른쪽으로 이어줬습니다. 자 반대쪽 돌면서 바로 올려주는 박지우 웹 크로스. 자 크로스. 몸으로 마으로 막아냅니다. 와 이승민 골키퍼. 이거는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. 예. 안으로 네. 보면서 다시 왼쪽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자 김종석이 왼팔을 번쩍 드러낸 후에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. 하지만 자 어, 순간 놓쳤고요. 좌사 쪽 흘러나가는 공 나성은 슈퍼골 1대5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킵잘 막아서고서 네, 깔끔하게 해냈고 치열한 경험을 펼쳐주고 있는 손성윤과 아스나위 자 한정우와 아스나위 가운데 아스나위가 이겨냈습니다 드리블 할때 굉장히 큰호가 나오곤 하는데 네. 저게 이제 팀적으로도 잘 연결이 좀 돼야겠습니다 아, 그렇습니다 최건주 최건주 크로스 어, 기절 골! 선진경! 한정우가 왼쪽 왼발로 올려줬고 헤더 잡아내는 이승민 골키퍼 자 지금 사이가 뺏어냈고요 자 그래서 안산이 역습을 펼친다 수비 3명 공격 3명 오른쪽에 아스나위 아스나위 박산까지 가운데 쪽쩌는자 시간 탑사인 트랩을 계속해서 걸리고 있어요. 이거는 최건 선수가 약간 근데 이 결국 확실히 역전을 하고 난 다음부터의 플레이들은 아, 네. 자, 최건주 최건주가 좌우를 살펴보면서 가운데로 내줬습니다. 그리고 김영수 왼쪽 사실기구 자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김영수가 오른쪽으로 두아르테에게 두아르테 두아르테 자. 치고 들어가면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. 김영 두아르테 선수 한번 호흡을 맞춰봤던 김영 경 자 이제 공격 숫자가 더 많은 난산입니다. 주아르테, 주아르테 가운데 쪽으로 김경준 작도 빙글 돌아섰습니다. 김경준 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줬습니다. 자 주축 추가다 스나이 안쪽에 으로 스마시 네, 네. 이상훈 골키퍼가 뭐 손을 뻗어봤지만 이게 각이 워낙 예리해서 막기가 어려운 슛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자 가운데 달려가면서 본인이 직접 왼발로 꽂아 넣으면서 마지막에 오늘 경기 내내 활약도 좋았었고 그렇습니다. 경기 끝나기 직전에 팀의 승리를 거의 점 짓는 아, 멋진 골을 터치했네요. 예, 아, 네. 거의 완벽했는데 아, 예. 전 이거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아, 그렇습니다. 자, 상당히 좋은